这底下是高。 흰색 이렇게 똑같으면 될것 같은데? 흰색 이렇게? 그렇지. 괜찮아. 해야, 해야 돼, 해야 돼. 아니, 그런 건 아닌데. 해야 돼, 해야 돼. 아니 어, 볼래? 아, 무서워. 너무 실사다, 이거. 안 담겨. 음. 여기다 넣지. 하나, 둘, 셋. 한테는 맛있게 왜못 찍는 거라서 자기 못 찍는데. 나 원래 여기서 안 찍어요. 소짜. 아, 야 솔직히 솔직히 이게 훨씬 맛있게 나온 거야. 어. 이거나 그거나. 야 이거 뭐가? 이자로 찍어. 와. 한바퀴 그래? 지영. 좋다. 아 귀여워.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